Bye. Have a beautiful time. 아, 김어대. You're gotcha, bitch! 안돼 말기짱 쭈빼기 쭈빼기 쭈빼기 어딜 갔어 어딜 갔냐 쭈빼기 말기짱 쭈빼기 쫓아! spotted. Help me! Help 뚝배기! Me! 안녕하시오. No! God, please, no!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네, 씨바! Bye! Have a beautiful time! 안 돼. Oh, yeah! Help me! 와, 이게 안 죽어? アマテラス Let's do this. 쭈빼기. 쭈빼기. 쭈빼기. 쭈빼기. to begin. To begin. To begin. Now, here comes the music. Boom, boom, boom, boom. no, no, no, no.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음, 다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